5 4 3 똑똑 내가 왔어요 추운 데서도 잘 싸우시는 거예요?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속다고 떨면 안 돼요? 눈보라 불를 준비됐어요 똥좀 보시면서 멈추세요 치글러 박사님 좀 지난번에 뵈 없어요.